오늘은 비가 오니까 이렇 해먹으려고 준비했어요 이게 전분가루를 좀 섞어야 돼 기름을 좀 충분히 약불로 네, 이거 파슬리를 뿌려주고 이게 피자야 피자 콘피자 <laughs> 왜 이렇게 안 끊어져? <laughs> 되게 질기네 잡아줘요 여기 너무 크다 이쪽 잡아 먹자 응? 어 잡아봐